아야 맞지 KO Round 2 Fight 아이고. 어, 잡기 썼어. 오케이. Round four. Fight. 먼저! 먼저! 아, 뭐야! Desculpa, mas você vai ter que morrer. Round one. Fight. Ya! Ya! 아 뭐야 k Round one. Ah! 아! 아, 진짜 어이없다. 아, 소리죠? You lose. Você tem técnica. 邪魔するな Round one. 와, 씨, 뭐야. Fight. 왜? 어왜안 안 들어가? 아차! 아이씨. 와, 깜짝이야. KO. 89분. 야 씨. 다이다 야! 이와 야! 아! 추종한 놈 이래서 89승이었구만 mal día. Round one. Oh! fight. Oh! bitch! 아이고 KO Round 3 Fight fight. for KO, You lose.